별스데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. 빠빠라빠라빠. 네, 감사합니다. 불 켜봐.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! Yeah! Happy birthday to you! 미역국도 받고 짱이다 진짜 짱이다 문별이 우와 휘인이는 언제 나한테 <laughs> 고기야 아 왜 그 얘기를 해 <laughs> 찔렸니? <laughs> 진짜 고기야 고기 그럼 있지 미역국에 고기가 고기 처음 봐? 해장해야지 자. 아나 이거 올릴 거라 태어나 아름스러운 아, 당신은 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예!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불협이야? <laughs> 왜 이렇게 불협이야? <laughs> 아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내일 밤에 시간 되시나요? 멤버들 축하를 받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<laughs>